체인지 스럽가나 약간 후한나 포인트는 모しかして 미루이도 타치가 아니 이거 너무 와르구치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 그러니까 소리 자기가 한국인 대표 として 아니야 とか言ってもいいじ아 그치 야 아, 근데 今回는 와르구치가 같으면 괜찮아 이 캔 교칸이야 민나 그러니까 맞아 맞아도 어, 괜찮은데요? 어, 와르구치가 같으면 괜찮아 김용식 와르구치야 야따라 다메지 그건 다메 だ見て韓国人彼氏って調べたら、うん、韓国人彼氏あるある韓国人彼氏スキンシップ韓国人彼氏作り方とかじゃないうんこれだっぱロメンチックね、うん、で韓国人結婚ってしたら韓国人結婚変わる韓国人結婚やめた方がいい <laughs> 韓国人と結婚不明진짜로저는나아니진짜로아あれだから これが結構みんなが検索してる上位ワードみたいな 시리타이네 어 뭔가 더, 더 아르구치가 오이 강신했는데 커뮤니티 여러분 일단 화내지 마세요 천천히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뭐 한국인 대표로서 내가 들어볼게요 진짜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 恋愛する時は、飲むジェントルマン아 그럼요 僕もちんちゃプリンセスみたいにしてるんで結婚したら男性が女性をよりも上だと考える人が多い 음뭔가맞아아잠깐내가이야기를못하겠어내가뭐좀맞아맞아って言っても金魚式やばいよね。어그래아이거잠깐만あ、ちょ、ちゃんと聞いて。儒教の文化では、女性は、いや、子供はもちろん弱いから、男性がちゃんと父教やで。

아진짜솔직히50%本当。これね、ちょうん데아니빨리いい意味で女性を大切にしてくれるっていうのがすごく強いと思うあなた私の下だよとかじゃなくって家族だったら責任感が当選義後私が守らないと私のティンにかっていうのがあってよく守ってくれるようになったってなんか頼れる感じがする타이레놀頼るの私フェクシンマジャやだよ 塩もにとか、うん、シアボジ飯って4トンを毎日よ。 で日本とかでは親にお金をあげるっていう人があんまり少ないのかなあ진짜요うんそんな機会が少ないからだから아니그럼예를들어니혼대는예를いとかくるって그럴때선물을뭐를れよ花とかが一緒に식사とか洋変とかで、韓国에서료심이가장プレゼントの現金이라는話もあ아는れ거다ち이んまま日本のワイプたちの意見としてはそれをあげる回数も多いって 覚えないといこ、1000ユーう、そうなるといこ。個日本だったらもしも上げるとしても1 0の1回とか이건진짜그렇게생각かけた。でも韓国の南平がいる塩もにしあぼじぬ、ラッキージ どんな文化が来るから그러네우리도사실코노마의어버이날토끼몰요즘이개인기를하겠다고음소리치때그렇게생각う어때요약간最初のびっくりしたわあった。なんか、はとかじゃなくて、うん、あ、現金あげるんだみたいな。しかも、ハルモニハラボジャンってどう、うん、あげる時もあるじゃん、うん、何回お金あげるんだろうっていうのは思った。確かに、確かにそれ맞아。うん、이、い파트이렇게して우리료심이ません。日本で일본대는아니니까우리는일본문화를잊지마시고근데우리부모님見てる 안돼. <laughs> 저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는데요. 아직 한국에서도 이걸로 싸움하는 부부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쿠라 아게로 되고 그 돈이 주의 때문에 손나고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마와리노 토모다치가 아 와타시 탄조비 토끼 아니면 어버이날 토끼 와타시 코도모다치가혼나 시타요. 음. 케이키카라 오카네 코리 시타요. 뭐 총카라 오카데 사시타요 그룹 카카오니 어프시마스야 이런 분카가 또 아루카라 쇼가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이거 혼자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왜? 한국에 막 오카네 아게르 굿즈가 結構店に並んでるじんチョンとか 케이크とか それすごい文化だなと思って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룹과 하나씩 되니 한국에가 요즘이 겐킨을 아게르 분카인데 이걸 또 스페셜하게 아게타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뭔가 단단 긴초다 뭔가 너무 내가 할 말이 없네 ブッチェプの日本人が感じたこと、うん、結婚したら韓国人ョン은間違いをそのままにしてくれなくなった。예를들어서예를들어서사귀고있을때제가한손으로ああも이しんちゃん、아뭐진짜외국인인데하하치아손난데2つの手で取ってくださいとかっていうのとか言葉遣いとかをこれ違うよ無駄ちゃいだよちゃんと韓国人のワイプとしてちゃんとしてって注意されるようになった저도그런가요 아, 내가 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많이 그렇게 하잖아 사실 나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이코크님도 치키아이 나가라 뭐 사이시와 그리코가 뭐 어떠시 오토상님 아 빨리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이런 것도 당연히 재밌지 당연히 얼마나 어, 귀여워 몰랐으니까 어, 얼마나 귀여워 <laughs> 이게 아니고 밥 먹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설명을 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되고 그런 게 점점 있다 보면 아,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체인지를 해야 되지 해야 않나 돼. 라는 게 있고 스키야 때쓰는노 도기 자기는 할머니 만났을 때 할머니 어. 私が、まるど、もたご表現する方法を知らないから、うん、一旦、I love you の心を伝えたかった。だから、もう本当にハグして、うん、それ今はできないじゃん。でも、ハルモニが、タシュ、ヤギ、ハミョン、ちょっとそれが嬉しかったみたいな話。同じ韓国人なら私、結構難しいやな。訂正して良かった部分と、もったいないなって思う部分はある。確かに。韓国人の男性は付き合ってる時もそうかもしれないけど、ね、結婚したらと 体を鍛える人が多くマッチョな남자が多い。신체관리를엄청잘하고와이프한테도다이어트해야지 <laughs> そういうのをお互いにしましょうっていう難評が多いということですが、どう思います <laughs> これに진짜自信があります。절대しない。절대 <laughs> これ誰が書いたこれ。 보디 프로필 フィールとかが優変とかにもなったぐらいだし管理をめっちゃしてる人は多いよね근데저는사실보디프로필알레르기가 그런 그건 진짜 베끼나인 것 같은데 <laughs> 만약에 내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음. 그리고 이마 뱃살 도 밑에 와 대박 진짜 아니 아니 없, 없네 대박 없네 운동을 안 하는데 이렇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 私あっても자기는クレチバックぐらい자기는사정ぐら있잖아요何 <laughs> <laughs> <laughs> 何の何の戦争みたいなこれね私もやともうもう面白いね <laughs> 違う違う詐欺がカットしたいならマジでしてねあ僕はどうも来てんだどうも来てんだこれねまあケースバイケースと思いますだけど <laughs> 夜がワンパターンともが自分が自信があるけんこの ャが一番いいんだってなったらそれだけ何年もするとか 아니 예래하면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게 있어요 이샤社にグローバルで行く時も好 어. 스키나 でちょっ도 있고요 사실 아, 몇年間 1 코스파가 이 밑에. 1번 어 여기가 가장 치카이고 응. 결국 목표니 도착시마스하고 기름도 한 마리 가카라 나오고 <laughs> 어 구르마도 한 마리 나이야 응. 음. 그럼 당연히 이 친구 거기로 가지 뭐 맞아 맞아 우리 대전동물원 갔다가 <laughs> 사대전 아이씨 갔다가 허나니 허나이잖아요우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 나는 뭐 아니 아니 근데 뭐, 저는 뭐 가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도 하고 싶고 어 그럼 하잖아 어. <laughs> 하잖아 <laughs> 아니 아니 네네 네. 가끔 쿠리코가 운전도 하고 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음. 곡사이 카프루 곡사이 후후잖아 그때 오나지 쿠니노 카프루 후후가 뭐 손나 간가이가 아니고 아 사실 그렇지 않을까?そうかも そうかも 음. 그럼 이건이치 때는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도치모 できます 가성비 考えたものもできるし 오월드とかにも行けるし 들어보셨죠? 음, 네. 음. 뭐 졸라도 も行けるし 속초 も行けるし참 좋겠다 그리고 음. 네, 좋겠어 <laughs>

ケチよカップルの時はそんなに強要しないんだけど結婚したらワイプが満腹になるまで全部食べさせる人が多いだからなんか入る部分だったら太るって書いてる人もいるあ出てなきゃいけないえー、なんかチャリの家族はあらそもごって言うじゃん、だからそう言ってくれるから半分残しても何も言わない 근데 왜냐면 공기밥을 니코지치 네 타베론데요. <laughs> 네, 아, 아닌가? 네,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아닌가 보다. 아닌가 보다 사실 그리코 나타도게 그리코가 어쨌든 니혼진 나카라 좀 타베론료가 사실 스크나야 이 스크나이잖아. 그래서 사실 내가 막아더 타베트 더 타베트 할거 음. 이것만 빨리 다 먹어 했는데 그리코가 토론한 거예요. 화장실에 가서. 순이 오나가 이빨이 어, 진짜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그렇고 와 그때부터 내가 아 내가 컨트롤하면 안 되겠다 이건 그리코가 정말 모터모터 요가 스크나이다 카라 음. 공기밥 산코시카 타베라레 아인 건데 <laughs> 코끼리야 やっぱりなんか自分のチームだからこそ厳しくしたくなる部分もあるんだろうしね注意したいとかねでも結構私見ててそんなに問題になるようなのなかったけどねでと또이게히토니오로치가오다から이거밑에맞아 우리 남편 이게 너무 짜증나 아니야 우리 와이프를 한테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이유는 이런 거야 라는 게 그런 이케이도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한국 사람이 변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라도 뭐 다음 영상으로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고 이런 게 바뀌었다 라는 거를 한번 찍을까 생각이긴 한데 혹시 만약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뭐라고 쓰라고 할까 사이공한테 미나카테 이토 대자 시라나이 요냐자 뭐라고 하라고 할까 에 네. 부산 연고 같은 거 했을 때 김경식 진짜 꽃미남이랑 많았잖아 근데 이런 건 이제 민나가 막 시테르야 음. 와 쿠리코 이때 대박 이랬대 아그 다음에 우리가 맨헨나 가고 하자 여기를 시간 태그해서 음. 와 쿠리코 이때 대박 이러고 그리고 진짜 개헨나 가고 <laughs> 아뭐 그래 오늘 아 흑, 흑역사 흑역사 흑역사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잠깐 <laughs>